어, 저는 그래요. 뭐, 싼, 어, 뭐, 결론은, 지금 결론은, 인도네시아 거든, 인도네시아 거든, 뭐, 중국, 중국 거건, 예? 세통 정도 구입할 예, 예상이라고요? 어, 인도네시아 거건, 중국 거건, 막, 제답법만 똑바로, 똑바로 하면은, 어떤 차든 별 상관없다. 가격,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런 게 중요한지 차는 좋네요 예, 보내주세요 예.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이 코캉 지역 거아닌가 이거? 코캉 지역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스쿨님 한, 마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해발 1600m 어 고차라네요 어 고차 이 지역은 어딘가 모르겠고 어요 앞에 한자 이거는 모르겠고 뭐 생뭐 재 제흥산 음뭐뭐 뭐, 원시 원시 삼님뭐 1600m 어 고 해 어 어허 어허 뭐 어허 고 뭐 명어먼 아, 고산 뭐 향기가 고 뭐 친구야 어? 친구 어, 소리 줄여라 차명도 모르겠어요 저 예. 어, 한 볶아보죠 뭐. 차 잎은 어, 엄청 좋네요. 예? 차창 이름이 있으니 지도 차창 이름 자체를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 글자인지. <laughs>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 한자 공부를 해셔야 알지 뭐. 노마나, 이무차, 노반장 이 지역에서 다 나오는 거네. 이거 이거 애나 여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다요 뭐 노반차품에서 나오는 지역 뭐 다네 뭐. 응? 어? 요 지역 다 나오네 뭐 신반장 다 나오는데 뭐. 이육뭐요 운남 운남 지역 소수민족들이 딴 거라 그러는데 글쎄요 뭐 재배차인지 고차순지는 뭐 모르겠고 일단 재배차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sighs> 뭐 물론 위에 뭐, 뭐 좋은 거를 집어넣고자 하면은 고차수를 먹어야 되지만은 번역 한번 해볼까요 어 공장 이름은 우하, 우하이, 어, 카운티, 어, 운해티, 운, 운허차 공장. 어휴. 말롱, 말롱 한마을이란데 주소가. 말롱, 우하이현, 말롱, 을하이 말롱, 말롱 한 마을, 어. 뭐, 그지역이란데 아, 내 혼자 보고 있었네. 어, 일단 우리 망고 좀 보고, 어. 음, 잘 잤나? 응. 그렇고요. 음, 아빠 공부할 때 닦다니깐 있다고네. 아. 어, 이게 빙도네, 빙도. 이게 빙도, 빙도 나오는 지역이 코캉 지역인데, 어, 제다법에 따라서 맛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빙도네요 빙도 어 이거 브랜드는 똑같은 곳이고요 빙도 똑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빙도 아 뭐, 잎은 뭐, 어, 잎줄기가 길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음. 화향이 있다 그러네요. 이코항 지역 것 같아요. 화향이라. 음. 사진은 아까 그거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아까 그 사진이나 이 사진이나 똑같은 사진으로 사용하는데 잎은 받아봐야 알겠네요. 어.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 또 내 혼자 보고 있었네. 아 미안합니다. <laughs> 어, 사진으로 봐서는 이거나 아까 전에 거라 어, 똑같습니다. 사진은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지금 어,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 또한 이거 페이지가 확줄어붙노 이거 와일로 뭐 해탁하면 페이지를 확줄어붙노 씨바 내꺼 뭐 해킹 당하고 있나 와일로 어, 이제 사진도 잘 안 나올라네. 통으로 직구 하실 거라고요? 음, 이제 감을 잡으셨구나. 이제 통으로, 통으로 직접 구매하신다는 거 보니까. 통으로 다 직구해가지고요. 음. 아까 거기하고 똑같은 거고 윈난 큰잎 햇볕에 말린 녹차 재료 어, 브랜드 싱, 싱이 신이 신이 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케이크차 생차 도시가 린캉이랍니다 코캉 코캉 지역 맞는가 봐요 린캉이라는 거 보니까 음. 아 그래요? 이 농, 농약을 안 치는 지역인지 어찌 않아? 여 있네 사진 어 빙도 어 남머시기 머시기 머시기 이 내자 내나 노반장 나오는 그쪽 지역 같은데 맹해 어. <coughs>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맹해 맹해 이 사진이 아까 전에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요것만 달라요 빙도 아까 그거는 뭐 뭐 뭐 뭔 뭔 그가 틀리고 이거 이거 입, 입도 똑같고요 사진이 사진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네요 음, 기납 상태나 해난 걸로 봐서는 예. 네, 뭐 차문화님 때문에 뭐 웬만한 차는 다 먹어봤고 다 봤기 때문에 어 신춘 차 볶아서 묵고 그냥 볶아 먹으면 됩니다 보면 뭐 어. 그 다음에 이게 코캉 지역일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 어 빙도 이게 이게 코캉 지역이라고요 어, 이 아가씨 이 아가씨요 어, 본 아가씨인데 어디 영상에서 본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어 이거는 또 뭐고 횡포하고 중독성 어 이게 노마나 노마나 쪽그 같은데 에나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거네 어딱 하고 나니까 설명이 설명이 안 나오네 윈난 어 반납 아, 어, 수창반나현 어 오하이 카운터 젠젠젠 말년에 만두 투빌리지 씨발 모르겠다 어, 브랜드 신이나 신이 신이 쪽입니다. 신이 쪽입니다. 예. 수천 반나 쪽이고 윈난성 어, 하우 하우 반나현 어, 뭐 이래갖고 뭐 알겠나 뭐 그 지역이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죠? 뭐 대충 그래 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는뭐 아예 사진이 안 나오네. 어 설명 로딩이 안 되네. 잎사귀로 봐서는 확대가 안되나 어 잎사귀는 거의 뭐 노마나하고 똑같네요 노마나 노마나 쪽 같아요 음. 아... 음? 대서산 그 유명한 포랑산입니다. 맹해지역. 어, 코캉이 에나저 대설산 코캉이 그 코캉이나 코캉이나 대설산이나 강 하나 사이에요. 강 하나 사이. 왕, 뭔 왕인데 왕자, 왕자, 포랑지성인가? 반장, 반장, 항 어, 음, 이것도 그런 것 같네요. 음. 뭐 차잎이 다 그어서 그지 뭐. 근데 좋은 차, 안 좋은 차, 잎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제다됐다 하는 거. 거의 살짝 덕, 덕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음. 뭐 초이차 초이차 정도로 예, 그거는 맞아요. 노반장년 있네, 뭐. 맹해 운남 차창이요. 맹해 맹해 차창. 맹해 맹해 춘추차역. 맹해 운남 차창.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예. 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이무, 이무 포랑산, 이거 다 나오네, 뭐. 이무도 있고, 포랑산도 있고, 산 이름만 갖다 대면 되지, 뭐. 빙도 있고, 어, 노반장 있고 이거는 맹해 운남 차창이란다고요? 뭐 차창 뭐 쫓겨라 해가지고 뭐 하면 되지 뭐. 음. 여기는 노반장 요 노반장이라고 있죠 요거 요거를 해볼까요 600달러라 칩시다 600위안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는 이거는 다섯 개에 600 600위안 예? 아 신반장에 신반장 곱하기 600 곱하기 171은 자 10만 10만 2600원인데요 이거 곱하기 통과세 50%를 넣으면은 어, 15만원 된다 칩시다 그러면 15만원 15만원 어, 나누기 어, 5편 하나 3만원이에요 3만원 어, 하나 3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신반장이라 해가지고 3만원인데 한 개에 통과세 다 해가지고 자 신반장 자 신반장이라 해서 어, 하나 3만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어 여기다 에 마웅 반장이라 해갖고 마웅 반장이라 해가 내가 하나 이거를 만들어 온다 마웅 반, 장으로 해갖고 하나 만들어 온다 이 얼마 받을까요 어. 얼마 예. 그거는 뭐 노, 전부 다 진짜 고차수고 그게 진짜 그 고차수고 예. 뭐 진승이나 진승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진짜 고차수 이런 게 진짜 고차수고요 이런 게 진짜 고차수를 쓴다고 치면은 뭐 이게 야생 야생이라 치면은 여는 같은 야생인데 재배차라 말이죠. 야생인데 재배차.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야생인데 진짜배기 고차수. 음. 그러니까 코캉 네, 지역 10분의 10분의 1 가격인 코캉 지역. 그게 자기들만의 예. 예.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 차문화님이 순료를 순료를 속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순료를 속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순료입니다. 순료. 이거 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차 마시는 사람 중에 뭐 맛이 이거를 보고서 순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응? 정확한 테스트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마, 맛을 보고 내가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어, 저, 저는 생각하는 게 제 지로는 재배차라도 상관없다. 재배차라도 된다. 우리가 나는 재배차고 야생차고 먹어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몰라요 이거 솔직하게 몰라요. 재배 차인지 야생 차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먹어갖고. 그래서 가서 먹어봐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중국에 직접 가가지고요. 어 야생 차인지 재배 차인지 먹어보고 야생 야생 차들을 먹어봐야 돼. 직접 그래 야 중국 가가 맛을 봐, 보고 차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보고 차입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여 앉아갖고 뭘 한단 말이야 내가 뭐 도사요 내가. 뭐요? 약성이요? 약성? 음. 결국 뭐 가짜 차네 뭐네 하는 것들이 다 진짜 악질적인 수, 방법 말고는 다막 재배차라도 상관없다고 봐요 나는. 음, 자꾸 오반장 오반장 얘기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죠 그때는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 거고 지금은 또 다를 거고 앞으로는 더 달라질 거고 어 저는 그래요 뭐싼어뭐 어, 뭐, 결론은 지금 결론은 인도네시아 거든 인도네시아 거든 마 중국 중국 거건 예? 세 통 정도 구입할 예, 예상이라고요? 어 인도네시아 거건 중국 거건 마 제답법만 똑바로, 똑바로 하면은 어떤 차든 별 상관없다 가격 모르겠어 나는 뭐 그런 게 중요한지 글쎄요 그것도 진짜였을 수도 있고 내, 내 지금은 솔직한 말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딱 깨놓고 말해서 저 스쿨님이 보내주신 거 다시 체크해 봐야 된다 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clears throat> 생차 하나 꺼내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아따 비싸네 노반장 씨발 졸라 비싸네 얼마야 이거 8,800엔 좀 테스트 하려면 이런 거 보내주던가 어, 어 그래요 자, 요 한 편에, 이게 한 편에 얼마야, 이거? 이거 한 편이, 한 편이란 말이에요몇 개요, 예 이거? 한 통? 이게 키로요, 뭐요, 예 이거? 음, 키롱, 키롱가, 이건 뭐, 한 박스인가네, 모르겠네. 어, 2020년 봄 춘차 고차수 노반장 357g 보이차 생차 어, 7편, 7편, 4980, 뭐, 한, 한, 이게 한, 그건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저거 그 한 박스입니까? 7편짜리 한 통? 한 박스 같은데. 두 편이요? 두 편에 99원. 이 그람을 잘 봐야 되는데 모르겠다네. 어, 2020년 500, 500 노마나 500년 된 고, 고차수 나무, 어, 노반, 노반장이라 그러네요. 로봇 앉아 음. 어, 일 편에다가 일곱 편에다가 어, 요거 하나씩 더 깨어 가지고 어, 400 4000 800년 뭐 어쩌고 씨 한자 공부부터 해야지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유 나도 모르겠다 뭐 말인지 <laughs> 그러니까 어, 저는 생각할 때 그 상장된 거하고 비상장하고 차이가 그 재배차처럼 쭉 키우는 거 그거는 절대로 상장 못 된다고 보거든요 상장되는 것 자체가 진짜로 그 중간중간에 고차수 나무들 있죠 예. 그래서 딴 것들이고 그게 그게 상장되는 거고 비상장으로 나오는 거는 거기에서 나온 씨앗들을 가지고 키워 가지고 심어 가지고 재배한 것들 어, 교목 재배차요. 대익 음. 어, 그러니까 그 차 시장은 막 암울하다. 어, 나는 그래 봅니다. <laughs> 전부 가짜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요, 요러한, 요,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요러한 차를 중국 차를 저는 막 취급 안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아예 아예 나는 원천적으로 나는 안 믿어요. 이거를 제답법도 완전히 잘못됐고 아예 아예 저는 막 이거를 취급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 뭐 공부는 재밌죠. 공부하기에는. 예. 요, 뭐, 빙도, 빙도가 뭐, 애나 뭐, 저, 시원한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만큼 맛이 좋고 청량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건이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위도가 높은 쪽. 야생차 대엽 쪽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전통 차는요. 예? 전통 차는 대업종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 어 역사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자 소수민족들 다 쫓겨났죠 예. 자 소, 어, 소수민족들 다 쫓겨났습니다 자 소수민족들이 다 쫓겨나 가지고 사는 데가 지금 운남입니다 어, 진짜 무이산 어, 여, 기가 이무예요. 이무라고 지, 정된 데가 운남 이무가 운남의 이무가 진짜 여길 여기 이물까요? 진실은 뭘까요? 진실. 저 이무 저 황후가 황후가 차를 마시고 나왔던데. 예, 무이산입니다 무이산 무이산 홍차 씨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그러면은 이 무이산의 홍차를 만들어낸 것이 예? 대엽종이에요 대엽종이랄까요 어, 위도가 높습니다 음. 소요, 중소엽종입니다 중소엽종 이게 진실이란 거예요. 이게 에? 예? 무이산의 홍차를 마시고 황후가 황후가 병이 나왔다는 게 무이산 홍차입니다. 에? 예? 운남의 이무는 건 뭐예요? 소수민족들이 쫓겨나 다 쫓겨났으니까 거짓으로 그 지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지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로. 예. 대엽종이에요 대엽종 콕항 아 진실은 뭐냐 원래 원래 대엽종도 어, 소엽, 소엽종도 없다 어,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 원래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요. 이게 원래요 대협정도 소협주 소협정도 없어요. 전부 다 말을 애매하게 해 놨죠. 전부 다 다른 것처럼. 그럼 뭐냐? 그럼 진실이 뭐냐? 어, 마홍이가 얘기하는 진실이 뭐냐? 그냥 차입니다. 차. 그냥 차나무예요 그냥 어, 심는 곳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어, 잎이 어, 커지고 그 다음에 관목이 되고 관목 교목이 되고 잎이 커지고 작아지고 어. 어, 그러니까 지역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차나무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어. 음. 대엽종도 소엽종도 막 뭐 중엽 중소엽종도 다 필요 없고 관목도 막 필요 없고 이게 어, 대엽, 소엽, 그 다음에 관목, 뭐, 교목, 뭐다 필요 없어. 지역마다 달라,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따라. 뭐, 등등등등 나누는데, 총체적으로, 총체적 결론을, 결론을 보면은 전부 애매모호함. 음. 전부 애매모호하게 끝남 음. 자 그러면 차는 어, 차는 약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뭐 마시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차는요 약성입니다 약성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그거는. 예. 약성이 어, 약성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당연히 약성 약성 차이가 나는데 예,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전부 전부 사기라 소수민족이 글로 쫓겨났으니 어, 전부 거기에다가 어, 내 얘기 안합디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황제가 마시던 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운남? 운남은 정약용의 유배지요 어, 중국 아래 어, 다산 다산이죠 다산 정약용 그다가 음. 음. 소수민족을 갖다가 유배시켜 놓은 거죠 워낙 척박하니까 다산 정약용이 여어서 유배당하고 여 했던 것이지 이 여기에서 마셨던 차가 이 차가 어, 이 차가 저 황제나 황후가 마시, 마신 차산지가 아니에요 음, 차산지가 아니다 어, 이게 진실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처먹던 데지 황제나 황후가 마신 차산지가 아니에요 얘는 음. 음. 황후가 마신 무이산 네. 공차 자그 다음에 황제가 마신 어, 금산 어, 황산 차 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그냥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 숙차는 그거는 뭐 발효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 그, 숙차는 발효죠. 그냥 발효시키는 거죠. 썩히는 거죠. 발효와 썩는 것은 한 끗발 차이에요. 한 끗발 차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안 만들지. 네. 진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효를 시킨다 그러면은 만약에 숙뭐 한국 사람이 숙차를 만든다 발효를 시켜낸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예, 이게 진실이라고요 예. 하... 아.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데가 그 지역이에요. 베트남 코캉. 그 코캉이라는 데가 아직도 베트남이 정약용 압니다. 어, 유배지입니다. 어. 자, 거기가 코캉 지역이고, 어, 애나 옛날에는 구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저, 어, 남해였겠죠, 남해. 음, 해남. 자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면 산화가 되는 게 맞는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산화냐 숙성이냐 자 산화와 숙성의 차이는 뭐냐 네. 자 우거지가 있어요 어 우거지 어 그냥 두면 산화됩니까? 산화, 산화돼요? 숙성돼요? 응? 우거지 그냥 첫 던져 놔봤습니까? 우거지 그냥 첫 던져 놔봤어요. 숙성이라고요. 미치겠네 진짜로. 그냥 썩어버려. 물이 많아서 아, 그냥 녹아버죠 이거는 산화도 아니고 그냥 첫 던져 나놓으면 그냥 썩어봅니다 예. 그럼 이거를 걸어두면 예. 걸어두면 수분이 수분이 빠지죠 어. 음. 요거를 걸어두면 수분이 빠지면서 산화, 산화가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자, 숙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거지 얘기입니다. 우거지를 놓고 숙성을 얘기합니다. 어. 자, 우거지. 우리 우리 우거지를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번 대치입니다. 아또 헛소리 하지 말고 스쿨님은 공기랑 닿으면 무조건 사나라기 뭔 무조건 사나요. 예. 숙성보다 산화가 우선시 되는 게 되는 거는 맞아요. 예. 예. 일단 데친다. 1번이 예. 대처입니다. 대처. 예. 자, 2번이 뭡니까? 데쳐서 그냥 두면 또 썩어요. 어, 물을 빼줘요. 어, 물을 빼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온, 온전한 성분만 남겠죠. 음.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그늘진 곳에 어, 그늘진 곳에서 말립니다. 음. 그냥 1년을 1년을 걸어둬도 돼. 근데 이게 오래 오래 오래 놔두면요. 이것도 오래 놔두면 아무리 데친 거라도 오래 오래 걸어두면 어, 색이 바랍니다. 자 이게 산화입니다 역시 오래 걸어두면요 공기를 많이 통하면요 색이 바랩니다 산화됩니다 이게 산화고요 우리가 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장독 같은데 자, 자 요게 뭐예요 아, 숙성이란 무엇인가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장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 뭐 스쿨님이 좋아하는 어, 밀폐 밀폐의 정도죠 어, 밀폐의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밀폐의 정도를 정도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 그렇죠 예. 썩지 않을 만큼의 어, 산소 공급 요것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숙성 예. 천천히 변화를 주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분해시켜가는 이 천천히 분해시켜가는 과정을 어, 우리는 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 썩는 거 발산화 산화는 말 그대로 산하고 썩 썩는 거뭐 부패 부패라는 것은 급격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해주는 것이 예, 바로 장독입니다 장독 이제 이제 저 스쿨님 개념이 잡히세요. 네. 음. 개념 잡혔죠 이제 자 그러면은 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술을 보면 돼술자 우리 술 빚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 자 우리 술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그러면 와인이나 와인 막걸리나 이런 것들이 부패입니까? 네? 이런 것들이 부패예요? 우리 숙성이라고 얘기하죠. 급격함이 없이 와인 맛이 좋아지도록 하려면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온도에서 이 그러니까 이 저, 어, 그러니까요 그래 식초가 되고 술이 되는데 뭐 그럼 식초까지 엎어, 엎어 드릴게요 술이나 식초 음. 음. 식초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어. 예? 한 끗발 차이죠 썩는 거하고 식초가 되는 거는 한 끗발 차이입니다 막걸리 막걸리 시큰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식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 똑같은 과정이 어때요 장독입니다 장독 음. 거의 밀폐에 가까운 어, 썩지 않을 만큼 숨 마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 결국 미생물 미생물의 활동을 어, 극소화하는 것 어. 자, 이거 그러면 사람은,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똥. 24시간 어. 만에 만들어지죠. 여기에 작동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진동 그러면은 어 만약에 내가 만드는 것이 똥이 안, 될, 안 되고 이 좋은 술이나 식초가 되려면은 진동을 없애야 되겠죠. 음, 흔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나 어, 그 다음에 산소나 어, 이러한 것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져야 어, 거의 움직임이 없어져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무가 왜 썩어요 나무가 물이 물을 많이 주면 음, 썩는 이유 자 요게 오늘 마지막 해답입니다 요거만 푸세요 왜 썩어 장독을 생각하면 돼요 장독 차, 나무, 통속 이꼬르 장독 장독에 물이 많으면 썩어 안 썩어? 어. 썩죠. 자, 그러면 요 차나무가 나무가요. 어. 소금을 우리 장독에 썩지 말라고 소금을 주죠. 소금을 칩니다. 썩지 말라고 음. 혐기성 발효라고 하죠. 네 그래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봐요 자 소금을 칩니다 이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살균이죠 살균 예? 그이 차나무에다가 소금을 치면 차나무에다가 소금을 치면은 차나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음, 말라 죽죠 이게 다 뭐냐 사람이나 뭐나 전부 다 세균이란 말이에요 미생물 자 이러한 것들이 미생물의 작용이다 자 그럼 원점은 이제 미생물이 전부 미생물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러면은 이 미생물의 작용을 어. 미생물이 어, 물질을 분해하고 어, 똥으로 만드는 것 이게 어, 이게 뭐예요? 부패. 음. 이게 어 조금 이게 부패고 어, 부패된 것, 부패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결국 미생물이라는 것은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미생물이 미생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음. 완전 분해 보면 미생물이 완전 분해하고 소화해버리면 음, 부패해요 그러면은 산소나 아 좀좀 좀 조용히 좀 해봐라 스쿨리마 좀 씨발 설명을 안 하나 이씨 아씨 타이밍 끊고 있네 씨 학씨 미생물이 완전히 분해하고 소화, 소화를 시켜버리면 이건 부패예요 근데 산소나 어, 그 다음에 소금 어, 온도 이러한 것들로 어,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어, 소화를 못하게 거의 활동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거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치즈로 치즈로 예를 들어 갈까요 치즈 어, 치즈의 원리로 들어가면은 치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자, 치즈는 그 겉면 겉면에 미생물이 잔뜩 붙어요. 치즈가 겉면에는 미생물이 잔뜩 붙는데 어, 속에서는 활동을 못해. 요 요 치즈 치즈가 짜죠 소금이죠 아, 소금이 들어간다 예, 소금이 들어가 보면 살균이 돼버리니까 치즈 안에는 어, 속에서는 활동을 거의 못해요 근데 겉면에서 미생물이 잔뜩 달라붙어서 어, 똥을 싸제끼고 뭔 짓거리들 다 하는데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침투해 들어가죠. 어, 그러면서 움직임이 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음, 그러면서 어, 세월에 의해서 어, 잘게 성분들이 분해되고 어, 이 세월에 의해서 성분들이 분해되면서 어, 결국 뭡니까? 맛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 음, 잘게 성분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맛의 본맛을 어, 마, 맛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어, 잘게 쪼개져 나가죠. 음,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멸균 그러면은 멸균이 중요한데 멸균이 중요하다 어, 세월에 의해서 어, 분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자 결국 어, 다시 와인으로 돌아서 어, 오랜 세월을 두고 두문두문 둘수록 와인하고 차하고의 같은 점 진짜 와인 와인 수백 년 된맛 아, 수백 년 된 와인의 가격과 맛이 왜 그렇게 어, 가격이 높은 것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인가 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숙성은 단 한 가지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독이 어, 너무도 어, 훌륭한 발명품이다 어, 대표적인 발효 발효 장독 발효의 어, 발효의 어, 뭡니까 대표 주자죠 장독이 발효의 대표 주자고요 음. 천천히 어, 수분을 날리면서 시된장이 되고 시간장이 음, 됩니다. 음. 자 발효해서 숙성의 단계로 가죠. 어, 발효와 숙성의 단계까지 한 방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장독입니다. 장독. <coughs>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삶았어요 자, 아. 어, 삶았어요. 어.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저 청국장 청국장 급격합니다 그죠 음. 급격 급격하게 변해요 음. 대신 뭡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썩죠 자 숙차는 숙차는 어때요? 그러니까 청국장 온도하고 숙차 온도가 같죠. 그 숙차는 내 얘기하잖아. 오래 두면 아, 결론이야 결론 청국장을 갖다가 오래 보관한다고 청국장 수분을 다 날리고 오래 보관한다고 어? 똥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 이미 똥으로 가는 과정이 진행된 에? 어? <laughs> 이도 저도 아니죠 그러면 생차는 어, 뭐 생차는 뭐냐 생찬 어, 덜제, 덜, 덜 제, 데쳐진 우거지는 뭐, 그러면은 뭐, 덜 데쳐진 우거지는, 그러면 산화여, 산화여, 발효여, 음, 숙성이요. 뭐 좋은 살청 산화죠 음.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이제 개념 다 잡았습니까 안에 저 있는 거, 그저 있는 거, 그 집에 있는 거는 그러면 막, 막, 안 합니다. 어, 집에 있는 건 안 해요. 어. 집에 있는 건 안 합니다, 그러면. 음. 아, 집에 있는 테스트는 생산한 테스트 안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저도 뭐 저도 잘 모르던 시절 저도 잘못 뭐 지금도 잘못이라고 하죠 그 거짓말은 지금은 좀 낫죠 음. 나은 잘못 뭐 내가 뭐딱 맛만 보면은 뭐야 씨발 이거 수백 년 된 거구나 내가 많아 모르 몰라요 아직도 중국 가봐야지 맛을 봐야 알지 내가 뭐 야생차 졸라게 비싼 걸 처먹어봐야 알지 좀 차 같은 차를 좀 좀 가와가 씨 테스트를 해라고 해야 내가 기분이 나가 하재 씨발 뭐. 누가 봐도 몇천 원짜리 들어와갖고 테스트 하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나 씨. 차라리 가격도 가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하든가 다 얘기해놔놓고 6천 얼마짜리 들고 와가지고는 내보고 테스트 해보라니 내가 테스트 하고 싶겠냐고 자 이제 올올 저 방송 끝났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제 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진짜 배기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 초이차 어, 5대 전승자 어, 그 할매 할매 저 지금 차 한국 차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으로 이사장이 이사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음. 재다부터 어, 마시는 법까지 이미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이차적 5대 전승자가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무것도 저 중국보다 더 못해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도 저도 아니고 원리도 모르고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자빠진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말차가 뭐, 뭐 어떤 차라고요 말차 얘기해 줬죠 말차는 일본의 말차는 녹차가 아닙니다 그 이치지구지 이치지구 왜왜 이치지구 이파리를 먹었을까요 갈아가지고 응? 왜 갈아가지고 이찌직구를 이찌직구 이파리를 먹었을까요? 오손이 그거 대엽 엄청 큰 이파리 그거를 왜 갈아가지고 먹었을까요? 껄쭉껄쭉하게 맛도 없는 거를 서민들은 차잎을 구경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귀하니까 그런데 세월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네? 세월이 흘러나니까 네? 먹을 수가 있게 됐거든 그러니까 녹차를 습관대로 말차처럼 갈아서 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 고려시대에 와서 일상다반사가 된 이유가 그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서민들도 차를 마실 수 있게끔 풀어줬겠지 그 풀어주기 전에는 어, 일본 사람들도 숨어서 좋은 차, 차이풀 좋은 줄 아니까 차이풀 구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갈아서 말차처럼 갈아 먹는 것처럼 갈아서 먹, 어, 저, 뒷구멍에서 먹던 것, 에? 예? 감히 서민이 어디서 차를 마셔 캐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차잎을 얼른 갈아가지고 말차를 마시듯이 마치던 게 그 뒷구녕으로 그렇게 먹던 게 오늘날 그 일본에 말차 마시는 법이 되었다. 네. 뭐 확대 해석하면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맞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응? 서민들이 쳐다도 못 보던 차이을좀 구했을 때는 서민들이 대놓고 그렇게 판을 펼쳐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에? 예? 숨어서 뒷구녕에서 갈아서 녹차를 갖다가 말차처럼 먹던 게 오늘날에 일본 저 차 전 그 전통법 그 문헌에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 있는 차 마시는 법을 뻔따 가지고 그렇게 먹, 먹게 된 거지. 그것도 다 짬뽕이야 알고 보면. 예? 말차나 처먹던 것들이 어디서 녹차를 갈아 먹어? 내말 틀렸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한국도 잘못됐고 아, 중국은 개완이 남아가지고 일상다반사를 생활을했고 우리 한민족은 그럭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 차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다 까먹어 불고 그런 상태죠 아마 오늘 이야기는 한 요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제 부패가 뭔지 발효가 뭔지 다 아시겠죠 뭐 이뭐 뭐 박사도 알고 뭐 근데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이치적으로 응? 보면 모르냐고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상식적인 건데 아시겠죠 자 이제 가세요 아 8시간 거의 뭐 어, 거의 뭐 홍삼 만드는 수준이에요